T 유형은 공감 능력이 없고 F 유형은 지성이 없다. 이런 단정이 저는 안타깝습니다. MBTI는 선호를 기준으로 측정한 검사 결과일 뿐 어떤 행동의 동기 혹은 원인으로 삼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.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날카로운 말을 쏟아내면서 나는 T라서 원래 이런 사람이야. 너희가 이해해. 라고 말하는 건 MBTI를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. 또한 당장 책임을 맡아 해결해야 할 일이 쌓여 있는데 논리는 고사하고 감정적인 호소만 계속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본인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. 그런 사람이 나는 F라서 그래 왜 공감을 안 해줘? 라고 말하는 건 F의 특성이 아닌 그 사람의 능력 부족입니다. 결론은요, 분명 스스로 돌아보면 우리는 감정도 느끼고 논리도 사용한다는 겁니다. 편을 가르면서 T 혹은 F의 본인을 맞춰 존재감을 확인하며 우월감을 느끼고 심지어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악성 댓글을 적는 건 공감 능력이 떨어지거나 논리 역시 빈약할 가능성이 큽니다.